이장이 질려. 커요. 행복이 왜 그만해졌어? 이거 아침부터 졸려가지고 비몽사몽 귀여워 너무 그냥 졸리다 뭔가는 지금 그냥 갔다 올게 응 갔다 올게 응 도피야 금방 갔다 올게 이 저쪽에 들려? 오카? 저 온다 오랜만인 거지 모카 미디어 하시는데 여기 누워. 응. 모든 들어 진짜요? 어 진짜로 진짜 말도 안 된다. 사진 받을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이게 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척추, 심장. 애 움직이는 건가요? 진짜. 어, 아, 정 얘도 움직이고 얘도 숨을 쉬니까 배가 지금. 어떡해 어떡하니 말도 안 된다 진짜 벌써? 미치겠다 일단 초사이긴 하지 초사이 돼가지고 제 남자친구랑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이 녀석들이 아. 발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저 움직이는깜같이야 어떡해. 많이 컴퓨터 음. 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산시 준비해야겠네. 아. 그 일단 두 마리 이상인 거니 세 마리 이상. 세 마리. 미쳤다. 음. 일단은 셋다 움직이는 거죠. 살아 있는 거죠. 음. 뭐 자네? 주니까 기분 좋은 거 그러니까 문질러 좋은 것도 약간 마사지 받는 느낌 같다. 그렇죠 조금만 도쿄이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집에 너무 와서 입구에 들어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 이야 오카 엄마 됐대 어떡하니 진짜 아빠다 이제 어 아빠다 어떻게 오자마자 아빠라고 오카야 어떡하니 오카가 엄마 된다니 말도 안돼 카피야 모카 왔어 그 엄마 됐대 놀랬어 네가 아빠가 됐다고 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상봉했다 상봉했어 그래 그래 그래